이건 뭐널 줄도 몰라 이게 이 바보 널 줄도 몰라 이게 널 줄도 몰라 이게 아, 수원군 데리러 갔어. galera. 아, 자, 지금 저희가 경남으로 전화드렸거든요. 를 네. que babiou. Ele babiou, ele babiou, ele babiou.